2020년 8월 7일 흉가여행 27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8585미 주자. 날씨는 일단은 특별한 기운은 없고 일치은 현재 특별한 기운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지나봐야 알겠지만 특별한 기운은 없으니까 바로 2층 뭐 소리 안 들려? Sure.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누구세요 혹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누구야 당신? 당신 누구야? 아. 나와! 당신 누구야? 당신 누.. 오! 존나 쫄렸네 누구야? 하지마 어? 누구세요? combos. myself. 장난치는 건가? 누가 장난치는 건가?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진짜 애매합니다 망자라고 치면은 잡귀예요 그냥 아까쯤에 행가 움직였지만 물론 사람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공중에 떠다니나? 안되겠구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And you again. Oh, again. Oh, again.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이런 게 있어요 이코리한테서 어떤 망자에 지금 여기에 망자가 있다 치면은 여긴 잡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제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떤 그센 귀신의 어떤 그런 기운을 묻히고 오니까 이런 망자들이 지금 숨거나 쉽게 나서지를 못해 왜냐 내가 유키스에 만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